you 소리야 자꾸 미치겠다 진짜 조금 미치겠다 어? 무슨 어? 혹시 누구 있습니까? 누구 있습니까? 어? 어? 뭐야? 방금 뭐 치나? 뭔 소리야? 뭐 몽골이 같은 소리 안 들렸어 방금? 어? 뭔 소리야? 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 저, 저, 갈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구 바로 와서 이래 혹시 아저씨세요? 어디 계세요? 당신 사람입니까? 잠깐만요. 하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야 아 방송 정지당할 뻔했네 어? 어? 어? 하지마 하지마 하지 하 아! 이거 왜 갖다 놨어요? 이거 왜 여기다 갖다 놨습니까? 혹시 안에 손님 있어요? 손님 있으면 대박 아닙니까? 손... 소리는 저쪽에서 나는데 지금 봐봐 나는 여기부터 하기! 확인! 오야 아무도 없고 확인 확실히 시켜드려 오야 아무도 없어 확인 천천히 뒤에 뭐야? 방금 뒤에서 소리 났어 뒤에서 뒤에서 아 미치겠다 어, 어, 어. 와! 와! 와! 같으면 그 수는 무슨 하이힐 같은 거 신발에서 뻔뜩번뜩은 하겠지 어뻔뜩번뜩은 하겠지 뭔가 짐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밝혀있으면은 그리고 나는 분명히 봤어 신발이 이렇게 잠깐만 자 잠깐만 이렇게 오면은 이쯤에까지 비쳤거든 사람이 신고 있는 발은 아니었어 고맹이들아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오면은 이 정도까지는 비쳤거든 자 그만하세요 이제 자 그만이요 자, 덴베드 드리겠습니다. 자.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으신 겁니까? 가까이 오셨으면 신호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누구 누구랑 같이 있으신가요? 누구랑 같이 계신가요 혹시? 안하십니까?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